와, 자 여러분들 이거 안녕,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여기는 오 목소리 걸리죠. 바로 지하에 내려가고 있는데요. 이 친구를 번식을 수백 마리씩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우리 한국에서 네,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. 이 사육방에 놀러 왔습니다. 지금 올챙이들이랑 개구리들 이 엄청 많대요. 그래서 우리 양서류 우리 개구리도 구경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종류도 많고요 큰 친구들도 많고요 색깔 이쁜 이 친구들도 많아요 가시죠 아 여기입니다 역시나 생물 기르는 분들은 이 스티로폼 박스가 필수입니다 자 짜잔 우와 <gasps> 오자 보세요 여기 오이 사장님이 사라지셨네 오 너는 누구니? 사실 제가 여기다 미리 <laughs> 넣어놨죠 짜잔 여기 엄청 많죠 제가 생물들을 차근차근차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구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친구들 생물들이 있어요 자, 와 수주도 많고 여기는 다른 거 오 거북이도 있어 오 안마기도 있어 자 여러분들 어, 여기 알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 수초 보면은 여기 안에 하나하나가 알들인데 개구리 알처럼 생겼는데 오 이거 뭐죠? 이거 tiger salamander 알인데 네네네 처음 번식된 애들 알. 아 진짜 국내 최초인가요? 네 와 <gasps> 근데 알 엄청 많아요 얘네가 그 마리당 적게는 50개에서 많게는 200개까지다 와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여기 개구리 농장이잖아요 거의 개구리 샵이라서 오 자이언트 왁시몽 키드리 프로기 역시 이 친구들이 개구리 종에서 고가종인데 고가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쁘잖아요 오! 오! 이렇게 손을 써서 먹어요 아 진짜 오 야야 먹인 줄 알고 잡네 우와 너무 이쁘다 뭐야 어깨 어깨 세우는 거야 뭐야 우와 안녕 오 진짜 예뻐 어떡해 와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한용 개구리예요 참고로 도깨구리 아닙니다 오 여기 또 색다른 친구가 있다 뒤쪽에 어, 신이 있어가지 오야 오호 야야야 와 진짜 커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쫑긋쫑긋 양옆에 보이시죠? 이것 때문에 이어드 프로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름 굉장히 이뻐요 안녕 오호, 오호. 자 다음으로는 야 대충 봐도 엄청 거대하고 약간 친숙한 친구 같은데 white tree frog 아시죠 여러분들 그 친구랑 친구예요 친구 얘는 white lip tree frog인데 입 옆에 이렇게 하얀색 무늬가 있죠 와와 와 저는 이 친구 사실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이쁘네 커요 커요 보이시죠 사이즈가 이만합니다 자,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우리 서빈의 사육방 매니저님이랑 사장님께서 직접 번식한 개구리 이제 수백 마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안에 피카츄 개구리가 있습니다 자 보통 알비노 팩맨으로 알려져 있는데 짜잔 우와 <laughs> 이야 놀랍다 놀랍다 이게 지금 한 통이 아니라 짜잔 여기도 있고요 뭐 컨트롤 CV 한것 같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위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번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애기들이 좀 섞여 있고요. 꼬리가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꼬리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. 근데 아까 피카츄 개구리라고 한 거 있죠? 피카츄 개구리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점이 거의 없고 노란 색깔 발색이 굉장히 진한 애들이 피카츄 개구리라고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도 한 마리씩 하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오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가 바로 피카츄 개구리 피카츄 피카츄 자이 친구가 이 친구가 피카츄 개구리 아빠래요 어, 사이즈가 엄청 크진 않은데 팽맨 개구리는 보통 앞놈이 보통 암컷이 더 크거든요 피카츄 우와아 <laughs> 귀여워 이게 실제로 만지면 푸동푸동하고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안녕 근데 그렇게 안 크죠? 다 커도 이 정도 사이즈니까 집에서도 부담없이 기를 수 있는 사이즈고 아,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개구리인데요 바로 토마토 프록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 안컷이거든요 나중에 성체가 되고 이런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색깔도 진짜 진해지고 이쁘다 오. 어디 박물관에서 보던 건데 오. 느낌 좋아요 와 진짜 개구리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우리 여기 매니저님이 재밌는 거 보여주신대요 이게 해외에서 제가 자주 보던 건데 제가 사실 이런 개체를 제가 구할 수 없어서 어 야야야 야야야야 배고픈가 보다 어떤 거냐면 바로 먹이 먹이는 겁니다 자 우리 큰 친구들이 오야 바로 먹어 바로 먹어 자 이렇게 주면은 엄청 열심히 먹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작아 보이잖아요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짜잔 제 주먹만 합니다 이 친구들이 다 와, 야야야 물면 안 돼 물면 안돼 귀여워 우와 야야야 와내 손 물려고 띄운 건가 설마? 내 손 물면 바로 그냥 난리 나죠? 그렇죠? 야야야 너 무서워 너 큰애 오야야 어, 어, 어,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방금 여러분들 방금 본 친구들은 악이고요 여기 대왕 친구가 있습니다 짜잔 진짜 좀 할 말이 <laughs> 말이 안 나오는데 네 지금 사이즈가 너무 커요 한 2, 2kg 되나요? 이거 엄청 무거울 것 같은데? 지금 1.5kg 정도 나와요 1.5kg래요 지금 개구리가 손바닥을 쫙 펼치면은 근데 이 친구 이름도 있어요 석봉이라고 해서 와 이만큼 꽉 차요 거 그 썸네일 해도 되겠는데? 어 진짜고 와자 여러분들 손에 꽉 찹니다 이 친구가 바로 이름이 석봉이인 자이언트 피쉬 프로 스컷이라고 합니다 어, 아,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진짜 크죠? 제가 석봉이의 그 중심 부위를 잡고 있긴 하지만 와 장난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비밀의 문이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개구리들이 바글바글 하다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여기인데요 오 여기 뒤에도 뭔가 되게 많은데 와 이거 예전에 그 베이모스님 거기 갔을 때 보던 풀장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 여러분들 프리바이트인데 여기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미리 만들어 놓으셨대요 우리 먹이 주겠다고 어, 맛있겠다 양갱 같네 <laughs> 오와 그냥 이렇게 덩어리로 주시는구나 아 진짜요? 우와, 여기 진짜 많아 여기 이제 개구리 된 애들은 그쪽으로 다 도망가요 아 근데 이 정도 되면 이제 폐호흡하죠 그렇죠 이제 폐호흡할 때아입 그 모양이 바뀌면서 폐호흡 폐, 호흡한다고보시아 여기 아래 있는 애들은 아직 아가미 호흡하고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폐호흡을 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폐업하는 애들이고요. 아, 아, 이, 입모양이 좀 작, 작아 보여요. 뭐. 입이 뭐. 이제 바뀐 모습이에요. 아. 그리고 먹이를. 아, 이 친구가 주둥이가 약간 색깔도 있고 조금 삼각형 모양으로 아까랑 확실히 다르네요. 이 속에 이제 부리가 들어있어서 개구리가 네. 되면서 이제 변하는 거예요. 우와, 모여든다, 모여든다. 아, 이렇게 해서 먹이를 먹이시는구나. 야 귀여워 아, 이렇게 하면 손 안깨묻나요손 무는데 약간 닥터피쉬 같은 느낌 아 닥터피쉬 아 손 뜯어요 냠냠냠냠 오늘 진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디 가서도 못 보는 신기한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저도 지금 앞에서도 보지만 이렇게 먹이 먹는 거랑 아까 석봉이 같이 뭐 얼굴만한 거랑 <laughs> 어디서 먹겠습니까 챙이핏이어물 약간 미지근하구나 일로 와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애들이 와요 온다 온다 온다 넌내 거야 <laughs> 아이 미안해 장난이야 도망가네 근데 네, 팩맨 친구들이 원산지가 혹시 어디예요? 어, 보통 차코 얘네는 이제 차코 안에 있는 멕시코 쪽으로 보셔야죠. 아 멕시코 차코, 쪽이요? 차코에 있는 홈프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아. 종마다 수리남, 우네이트 이런 애들이 다 나눠져 있는 거고. 네네. 홈프록류 중에 차코에 사는 홈프록이에요. 오, 아아아아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